Hey guys, today we're going to be doing a murder party ASMR video. Of course, there's a background noise from like, I can keep sweet god. So yeah, there's going to be people in the background. There's going to be like a movie that's playing in the background. So yeah, there, but you guys will be able to enjoy the keyboard and mouse sounds. So yeah, I will be, be quiet for now and yeah. Oh. So yeah. So yeah, I will be, be I will actually be quiet for now and start playing. All right, join my gameplay, guys. Oh yeah, also don't forget, if I talk in this video, this video is gonna end. So yeah, let's keep moving. Nah, I'm just kidding. I won't end the video because I won't end the video. I w nah, I'm just kidding. If I, nah, I'm just kidding. I'll just see you guys in the next one. I'll just see you guys in the end of the video. And yeah, okay, I don't want to interrupt you, but please enjoy ASMR. 힘으로 훨씬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 사실 아직 조금 미련는 남은 것 같았는데 이제 됐어. 우리가 언제 만난 적이 있어 주라고난 밖에 나가 자리니까 사같치 약을 먹기로 해서 얼른 돌아가야 하고 내 뜻은 잘 전해주시오 이만 돌아가시지 않지 잠깐만 시간을 좀안 되겠다 사회이님 그러면 나 남편이 그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꼼짝없고 갇혀 있어줄게 자원을 봐줘 병원 다니라줘 m 아가씨가 집으로 나가시죠동서안에그 아가씨 생긴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분 갔습니다. 갔어? 예. 콜레로까지 다 챙겨서 가셨답니다. 아니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갔습니다. 있어 필하다면내 돈을 내줄 수도 있고 내 일만 하겠다면 뭐 하루요? 내 어머니는 어릴 때나 잃어버렸고 10년도 넘게나 찾아다니셨대 가족을 죽도록 갔던 같은 시간 을 보내게 될 테니까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 돌아와서 보시면 감사합니다 없었습니다. 어떻는지 알았다. 죄송해요.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 그럼 그 아가씨는 어떻게 됩니까? 내할 바 아니지? 진이 연애 가둬두고 창피하면서 숨기던 딸이야. 큰맘 먹고 혼나려는데. 문제를 좀 보여주죠. Alright guys, I'm gonna be finished I'm gonna be finished with this ASMR video and yeah, if you enjoyed please remember to like and subscribe. Okay, see you guys in the next one. 제 상태는